가끔은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게임으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. 판타지 세계관의 여행, 혹은 던전 탐험이나 오프로드 주행, 스키 점프 등등의 스포츠까지 꽤나 다양한 범위의 게임들이 존재하죠. 오늘 리뷰할 게임도 그렇습니다. 더 헌터 야생의 부름 거창하게 말하지만 그냥 내놈추 온라인일입니다. 전장에서는 사슴이의 것을 쏘려고 시도하면 결제창을 띄워줬었던 좆같은 게임이 이제는 standalone으로 등장했습니다. 32,000원이라는 애매한 가격으로 말이죠. 어 아무튼 이젠 총질할 때 결제창이 뜨진 않을 테니 꽤나 좋은 발전이죠. 이제 제대로 살펴볼까요? 이 게임의 핵심인 사냥입니다. 처음은 사슴으로 시작해보죠. 사슴을 찾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사슴의 발자국과 똥을 찾아서 사슴의 위치를 천천히 파악해 나간 뒤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. 그렇다면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가보죠. 여우입니다. 이 교활한 여우들을 찾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여우의 발자국과 똥을 찾아서 여우의 위치를 천천히 파악해 나간 뒤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. 사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곰. 곰은 조금 어렵습니다. 이 흉포와 맹수를 잡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곰의 발자국과 똥을 찾아서 곰의 위치를 천천히 파악해 나간 뒤 방아쇠를 당긴 거죠. 헌팅 게임이면 잡는 방식도 좀 다르게 해놓던지 그냥 하루종일 똥이랑 발자국만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동물이 보이면 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존나게 답답해서 허공에 총질 한번 하니 갑자기 새가 뚝 떨어졌죠 기쁜 마음에 새의 시체를 찾기 시작했는데 새는 총 맞으면 그대로 증발한다는 걸 알아차리기까지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새끼들은 헌팅의 묘미를 발자국과 똥 찾는 시간으로 대체했어요 동물들도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전부 삼보일똥이라는 기적의 소화력을 가졌어요 그냥 발자국 몇 개 찾다 보면 똥또 발자국 몇 개 찾다 보면 똥 발자국 하나만 발견하면 동물들을 절대 놓 놓칠 수가 없습니다. 그러고도 추적 시간은 드럽게 길어서 한 동물을 1시간 동안 추적하는 기적의 루트를 탄 적도 있었죠. 또한 이 게임은 사냥의 긴장감이 없습니다. 곰을 예로 들어보죠. 총알이 하나 빗나가는 순간 곰이 우엉 하고 뛰어와서 뚝배기를 날려버린 게 기존의 게임이었다면 이 게임은 곰이 우엉 인간이당 하면서 도망치게 해놨어요. 활을 쏘건 총을 쏘건 그냥 쏘지도 않고 당당하게 걷기만 해도 우엉 하면서 존나게 도망만 친다고요. 그냥 이 게임은 사냥 게임으로서의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자스럽기나 하냐 그것도 아닌 게임이며 모든 게 실망스러운 게임이에요. 차라리 집안 안에 배변 훈련 안 시킨 개를 풀어놓고 그 개가 똥을 어디에 쌀지 추측하고 혼나는게 더 extreme하고 재밌을 겁니다.